막 한타 본적 있어? 한타 본적 있어? 오, 화분지 그럼 뭐 어떻게? 알아봐? 한타 애망고 보러 갈까? 지금 나가? palimbaga, 응? 누구야? 뭐야? 어? 나한테 응. 아, 진짜. h o u house h 어제 왔어 어제 잠깐 잠깐 누가 잠깐 봐 어? 응. 벌써 어, 혹시 아 잘했어 정말 잘할 텐데 h o u 사람하고 하우스 뭔 거야? 선택 애플 망고 환타 애플 망고 환타 애플 나온 거 뭐. 아, 그래? 봐봐. 아, 어. 정고 앉아. 손. 오케이. 앉아. 손. 선 망고 앉아 앉아 선 아이패 알어 뭐야? on TV.